나랑 놀아 오늘이 끝날 때까지 나랑 놀아 오늘이 끝날 때까지 나는 너랑 놀고 싶지 let's party 나는 너를 갖고 싶지 아직까지 You're my sunshine 날 비춰주는 sunshine Baby you too fine 날 웃게 해줘 sunshine 오늘따라 waiting 밖에 나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 누가 날 기다리니 내 아이폰은 링이 항상 오직 내게 요락 주기는 켈리 날씨 너는 어디 가지? 라면 물음표를 내게 던져 Baby 고민하지 말고 덤벼 어떤 것도 우릴 방해하지 않아 영원할 것만 같아 너의 진한 향기가 나를 감싸 걱정 마 we got some time 좋은 시간들만 추억해도 우린 바빠 바빠 나랑 놀아 오늘이 끝날 때까지 나랑 놀아 오늘이 끝날 때까지 Sunshine, where you gone? Sunshine, where you gone? 날 두고 어딜 가니? 날 두고 어딜 가니? Sunshine, where'd you go? Sunshine, where'd you go? 난안 두고 가지 널, 난 데리고 가지 널. I feel free. 난 편하지. 그냥 해야지. 나랑 놀아야지 나랑 놀아 오늘이 끝날 때까지 나랑 놀아 오늘이 끝날 때까지 나는 너랑 놀고 싶지 let's party 나는 너를 갖고 싶지 아직까지